안녕! 드디어 지긋지긋한 머리를 바꾸러 갑니다. 미용실에 가야 되니까 머리만 말리고 드라이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드라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머리예요, 생머리. 거의 한 2년 동안 이 컬러를 유지했었는데 새해고 좀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밝은 색깔을 오랜만에 해보려고 해요. 밝은 색은 진짜 2년 만에 처음인데 일단 탈색이 버텨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디자이너 오빠와 상담을 좀 해보고 밝은 색깔을 도전해볼 까해요 그럼 일단 미용실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좀 갈고 가고 싶어 이제 응, 뭐, 너 거의 다 해봤잖아 완전 핑크 할래? 완전 아, 핑크 할까? 근데 옛날에 아 근데 그때 핑크는 이런 핑크였어 아직도 기억나 핑크 옛날에 했던 핑크 맞아 응. 오랜만에 그 핑크 가나요? 2019년 최신 유행 스타일이 뭐죠? 그거 막 그 뭐야 그아 이름이 mushroom blonde. 예? mushroom blonde. 뭐? 이런, 이런 거 버섯색이야? 어 이런 좀 mushroom blonde. 어, 잡힌다 좋죠 어. 여기 트렌드 컬러 그리고 지영이가 맨날 하는 full bang. 옛날, 옛날부터 했던 full bang. 그럼 이제 어. 드디어 나의 시대가 온 거네 어 맞아 이제, 이제들 막 하고 있다 이왕 오랜만에 어? 밝은색 탈색 하는 거 어? 트렌디한 컬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탈이 벗어 좀 어, 진짜 이거야 아 진짜 느타리 네 버섯이야? 응. 근데 색깔이 좀 비슷해 오케이 그러면 오랜만에 탈색을 하니까 2019년을 강탈 헤어컬러로 떠오른 느타리 버섯색 머시룸 블룸 고! 느타리 버섯색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번에 어둡게 톤 다운한 게 있어가지고 <laughs> 그게 잘 빠질지도 걱정이고 그리고 일단은 손상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시면 탈색 가능합니까? 뭐 할 수 있죠 유능, 유능한 디자이너는 진죠 그러면은 일단은 한 번만 빼보고 얘네들이 뭐 작살날 것 같다 하면은 이게 한 번만 해서 지현이 좋아하는 핑크로 하든지 두 번 뺄 수 있다 하면은 blonde mushroom blonde. 오케이 준비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무슨 색이세요? 느타리 버섯색이요 아 진짜요? 근데 네. 핫하다는 그 느타리 버섯색? 근데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음... 안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머리 상태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캡타 한 강아지 모양 나오는 캡타 뭐, 한 번도 뺀다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손톱 몇번 했었잖아 음 맞죠 오늘 어, 머리카락도 얇아가지고 원래 잘 빠진 머리는 음. 난 이렇게 톤따 없는 문제구나 톤따 없는 문제 최근에 톤다운을 한 2년간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한 번으로는 안 빠져서 탈색을 한 번 더 하고 울타리 버섯 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아파서 죠잘 빠졌어. 근데 위에가 많이 어두워요. 네. 보이지? 밑에는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 레, 핑크는 나와 핑크 나오는데 뭐시룸 그건 하면 아무래도 베이스가 좋아해서 어중간하게 나오지 않을까 앞머리만 자리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아 오랜만에 밝은색 하니까 너무 어색해 머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둡게 톤더를 많이 해서 베이스가 깨끗하게 빠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노란기가 너무 많은 상태여서 원래는 ash 느낌이 더 나야 머시는 블론드 색깔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생각보다 컬러가 너무 잘 빠지진 않아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맞아 근데 이 정도 빠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나 지금 마음에 들어 응. 음. 이 색깔은 그럼 뭐죠? blonde라고 보시면 돼요 ash 느낌이 좀 없는 그냥 blonde. 그렇다면 미미미미 음, 음. 생각보다 이게 탈색을 두 번 했는데도 머리 색깔이 그렇게 많이 안 빠져가지고 처음에 의도했던 느타리 버섯 색깔은 아닌데 나름 되게 매력있는 컬러가 나왔어요. 약간 코토이 베이지? 그런 색깔 같기도 하고 뒷모습도 이런 거 하지 않나 원래?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아 맞다! 구독!